Pick me, pick me, pick me, pick me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말 잘해서 어쨌든 미안해요. 뾰. 자기 소개해 드리겠어요. 제 이름은 대만에서 온 다왕진입니다. 저는 기부 엔터테인먼트에서 2년씩이에요. 동안 우산 교육상입니다. 나는 시9서 근처에 11살입니다. 만나서 반가워요. 금민버려스님 참 부탁합니다. And 금민버려스님 pick me please. <laughs> 쎄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짜지안. 바이바이. pick me pick me